안녕하세요 반갑스니다 오늘은 묘아래 있는 어... 요거 요거를 한번 물어봤는데 이제 미끄러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준비했어요 뿅 여러분 바닥 부분을 다 뜯었습니다 지금 바닥까지 닦고 있고